the emergency equipment and emergency evacuation of this aircraft. 휴대 사물은 머리 위 선반이나 앞좌석 밑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All carry-on baggage should be stowed in the overhead bin or under the seat in front of you. 좌석 벨트는 양쪽 고리를 끼워 몸에 맞게 조이시고 풀 때는 뚜껑을 들어 당겨주십시오. 또한 비행 중 좌석 벨트 착용 표시 등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좌석 벨트를 계속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To fasten the seatbelt, insert the metal clip into the buckle and pull the loose end to tighten. To unfasten, lift the metal flap. Also, please fasten your seatbelt when the seatbelt sign is on. 이 착륙 전에는 좌석 등받침을 원위치로 세워주시고 좌석 앞 테이블은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return your seat back and tray table to the upright position before takeoff and landing. 스마트폰을 제외한 휴대전화는 항공기 출입구가 열려 있거나 착륙 후 승무원의 별도 안내가 있을 경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The use of cell phones is permitted when the main cabin door is open and following the cabin crew's instructions after landing. 비행 모드의 네, 스마트폰, PDA, 아, 네. 아, 네. 태블릿 PC 등의 전자기기는 전구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착륙 시 사용 가능한 전자기기는 손에 쥐고 사용할 수 있거나 자석 앞 주머니 속에 보관할 수 있는 크기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석 앞 주머니에 보관할 수 없는 크기의 전자기기는 이착륙 시 선반이나 가방에 넣어 좌석 밑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장의 요청에 따라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The use of laptop computers, tablet PCs, and smartphones with flight mode is permitted for the duration of the flight. In some cases, electronic devices may be prohibited due to flight conditions or size limitations. Please follow the cabin crew's instructions at all times. 전자기기가 좌석 사이에 끼어 파손되거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note, to avoid damage and the risk of in-flight fire, avoid placing cell phones near the seat back and armrests. 기내 감압 시에는 선반 속에 있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이때 산소 마스크를 앞으로 잡아당겨 호흡을 몇 번 하신 다음 끈을 머리에 맞게 조여주십시오. 마스크는 보호자가 먼저 착용하신 후 유아를 착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In case of cabin decompression, oxygen masks will drop. Hold the mask and cover your nose and mouth with the mask. Then adjust the elastic strap. If you're traveling with a child, put your mask on first, then help the child. 바다에 내렸을 때 사용하는 구명복은 일반석과 비즈니스 클래스 모두 좌석 밑에 있습니다. Emergency life vests for an emergency water landing are stowed under the seats in economy class and business class. 구명복은 머리 위에서부터 입으시고 끈을 허리에 감아 고리에 끼워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just before exiting the aircraft. 이 항공기 모두 8곳의 비상구가 있습니다. 비상 탈출 시에는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비상구로 신속히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비상 탈출 시 모든 꺼내다를 촬영해 주십시오. 패스니어 직구역에 켜지는 비상등을 따라 네,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완전히 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의 서류 준비와 강한 맞바람으로 인해 도착이 지연됐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좌석 벨트를 착용하시고 Please remain seated until the seatbelt sign is off. When opening the overhead bins, be careful bags that may fall out. Thanks for flying Asiana Airlines, a member of the Alliance. We hope to see you again soon.